수아레즈 영철이 걔는 영식이 피렐라 성사자 성철이 <laughs> 호돌이 피렐라요 호세니까요 저는 피렐라 피렐라는 원빈 원빈? 제 친구 중에 원빈이라고 있는데 닮았어요 몸도 그렇고 네. 수아레즈 용석 용석? 뭔가 되게 커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같아 약간 땅땅한 이름이처 만약에 성까지 붙여준다면요? 원빈이는 어떤 조, 조 조원빈? 그원빈이라친구 같은 조시 원빈한테 한마디 하세요 네? 메이저리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박용석 저 올해 화이팅 <laughs> 강세호 강연 꽂히는 아들이니까 강세호 아, 강세호? 괜찮지 않아요? 이 갔다 와 다시 게요 수아 수지 수지 수 수가 그 이름이 지혜. 성공. 왜요? 유캐나는 법. 유캐나 창식이. 성형. 김채. 창식. 약간 좀 기동이 뭐 이런 거잖아였는데 약간 순하게 생겼잖아요. 네, 약간 바보미 약간 기동이 걔는 약간 약간 민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민호? 선발이 아니잖 수지. 아, 선발 아니고 네. 아, 던지 박수지. 박수지. 일단 성부터 생각해. 아, 황. 백혜단. 백혜단? 황범석. 안 어울려? 수, 수아레드 박수지. 출리. <laughs> 김출리였대요. 김출리. 그냥 닮은 거 같은데. 동수. 동수. 최동수. 최동수. 야, 최동수. 최동수. 퍼레즈는 김범식 그 해보자 범식 어? 김희범 저 친구 이름 고이제 사랑해 아 소아레즈는 뭔가 용수 이렇게 덩치가 좀 있을 만한데 피케넌이 아, 정말 어려운데 뭔가 영진 똑똑하면서도 운동도 잘할 것 같은 제 친구 중에서도 좀 약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음. 스마레즈 영구 피넬라 영구 오케 짱구 수영구 교장구 교장구 김행구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So first one from the left side 영식. Yangshi? 영식. Yangshi. No. I don't know that one. Che Changshi? Che Changshi? Mm, maybe. Park Min Ho? I feel like there's. I feel like I play against a Park Min Ho on some of these teams. Hwang Pong-sa? Hwang Pong-sa? Kim Chun Lee? Kim Chun Lee? Kim Tu-sang? 그리고 밑에 거는 Yang Jinny? 영진이. 그리고 오. 마지막 Jang Hu? Ye- I like that one. 영진이. Yeah, Young Juni. Um, I felt I feel like it's like the easiest for me to pronounce. It's not as common as I as I've heard like around the league. And then y- Young Juni, it makes me <laughs> sounds funny. I I have to tell her to watch this episode. It makes me think of Jenny, uh, our, our, our neighbor, who's a you know a big part of our lives in Korea. So it, it makes me think of her, like in their family, and just how important they are to our family. So um, yeah, Young just seems easy for me to remember on our account. Oh, you did? Yeah. That oh, one, Charlie. <laughs> nice. <laughs> like athletic at the same time, uh -huh. like always like in the classroom you had that one one guy who's small, athletic, friendly, you know. My man, that boy. <laughs> 그리고 이제 yeah, yeah, Yang Jini. I like that. the worst one Um, that one wasn't bad. What what was this one? 영식. Young Jini, that's not bad. 채창. What, what, what, what was the uh, the Young Palm one? Young- Palm, the Palm? 황범석. Yeah, Wang Palm. Which one was that one? 황범석. 왼쪽. 그래. This one? 네. What, what Wang Palm song? Yeah, no. 황범석 Cu- Cumin? Ah, come on, cumin. Nah, one, look at it. That is way too hard to <laughs> write. way too hard to learn how to write that. Too many, that's, that's too difficult. Um, and it's, it's too hard to like make the, make the sound. Young Japanese is like easy, you know? But the, the Wong Pom, that's like a very like Korean sounding name, like it's hard for me to pronounce. Young Chul. Young Chul. Park kyung So. Next one, 수지. 수지. 음. 기동이. 기동이. 음. 박수지. 그다음 조동수. 조동수. 음. 김범식. 음. 용수. 용수. 음. 수영구. Favorite one. 수지. The last one. I don't know. It sounds good. Oh, that was back the favorite one, the last one. Okay. good. I like that one. Primero vamos a leer esto, sí. Pero ¿y cómo yo leo eso? <laughs> Dime tú, yo no sé ni qué letra es esa. San, 철. Sanchal 호돌이. Hudu'i. Sanchal Hudu'i. 다음 El otro es. 조원빈. <laughs> No me gusta ese. No mames, ¿entendés? 오케이. 그럼 <laughs> 다음 밑에 El 거. otro. 성구. San, ese me gusta más. Sangu. 다음은 피맹구. No, no, no, ese está muy feo. Sí, un buffet, 오케이. 그다음 강호세. 강호세. Ese me gusta más. Can José. 강세호. Cansejo. 마지막 강호철. Canholchal. 뭐가 ¿Cuál te gustó más? Eh, eh, ¿Cuál fue este? Chimengu. 피맹구? No, Can José. ese me gusta 강호세. más. Can José 세고. Le voy a poner al hijo mío así. Can José. 만약 아들 나오면 이름 강 호세로 짓고 싶어. 오 진짜요? 오. 네. Pero duro.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몇 대를 나오고. Can José. 강호세 굿. Nice of you, Buchanan. But in Korea, you can call me Young Juni. Korean name. Hello to all the fans. From now on, my real name is Su Young.